오 어, 다음 편 궁금해 아 다음 편이 궁금해 근데 둘이 보는 되게 풋풋하다 그러게 잘 어울린다 아주 풋사가네요 아 진짜